you 나왔으니까 미치는 거예요. 항상. 아, 아, 보이나요? 어. 보이, 죠 <laughs> 아니 이거 자. 르기 전에 찍을 걸. 그때 찍긴 찍어가지고. 아좀 멀리 멀리 해야 될 것 같아. 좀 기다려. 찌개 복수 멀리 좀. 응, 멀리. 혹시 앉아. 아이고, 아이고,